I'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난 절대 포기 못해 I'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